루디루씨 설날이에요 세배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안 할 거야? 너네 그럼 세뱃돈 없어? 루디야 루디 맛있는 냄새 나? 루디야 ルティ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엄마 할아버지 보고 올게 좀만 기다려요 응? 엄마 할아버지 보고 올게 루디 말도 전해주고 올게 응? 좀만 기다려 요디루씨 어디야? 어디? 안 돼, 이리 와.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디 아무리 그래 천사야? <gasps> 이렇게 예뻐 우리 루시가 공주님 같아